오늘도 뭔가 어김없이 찬 오프닝이군요. 지금 이제 대구로 먹방을 찍으러 갈 겁니다. 근데 아직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두시야 어? 2시에 출발해가지고 어? 3시에 온다고 해 3시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시야? 3시 반인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지각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군 지각생이라 하셨습니까?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 아. 하시는 누가 들으면 오해해요. 감사합니다. 드디어 도착. 운전 너무 빡세다. 내가 잘못 떠들었거든. 여기 연탄 불고기라. 연탄 불고기? 어. 이건 내 유튜브야. 매치고. 대고냉이 네두 있지? 네. 장군찜 좋아하는 집. 기본적인 밑반찬 고기 네, 이거 보면 되지 아,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럼 누나 생얼 많이 봤다면서요? 나, 남, 아, 나 남녀 공학이야 누나 생얼 많이 봤다면서요? 너무 맛있다 맛있지? 맛있지? 여거 진짜 짱 좋아하는 집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북성로를 오는 거라고 강구 강구 어 내일 내일 포항 가는 거야? 강구 강석 <laughs> 내일 서울 가는 거야? 서울 가는데 가 내가 방송에 올려야겠다 민희장 손줘 아이씨 스포모 강사다 정오가 저번에 아, 아 맛있다 길를 카메라맨이야? 음. 회장님 양파 좀 더 주세요 이거 반찬 아저 셀프예요 셀프예요 아 미미짱 인사 유튜버 미미짱이 인사 기억에 잘해서 그렇지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키만 작은 줄 알았지. 모두 작아? 너 작은 게 없더라고. 작았었지. 아니야. 온다를 박정희 편집하면서 보면 진짜 재밌겠다. 빨리 어? 온다 온다. 누가 뒷담 가. 나중에 확인해. 어, 확인하면 돼. 나중. 순백국수. 해골 국물. 원효대에서 해골 바가지. 아 진짜. 아 진짜 나중에 확인해보면 된다니까 일단 먹어 아무도 모르잖아 아 어떻게 우리가 침을 뱉냐고 여기서 그럴 만한 위인이 있어? 야 진짜 나집 갈래 아 뭐했어? 아무것도 안 했다고 누나 뒷담 갔다고 A few moments later 어? 밀밀짱 우동 다 드셨나봐요? 응 네. 어때요 맛이? 뭐했어 진짜로? 아무도 안했다니깐요으 <laughs> 아, 나중에 확인해보라니까 진짜 그때 돼서 더러워지면 되잖아 범인은 너야 내가 밥도둑이지? 어 야야야 난 모든 걸 아는 자야 음. 사랑을 넣었지 그건 좀알지 않나? 손가락 넣었어? 아 무슨 소리야 미미짱 좀 자기 상상하는 거를 입 밖으로 내뱉지 마 아. 아. 아, 얘야 범인 얘야 나 아니야 얘야 미민짱 거리상으로 여기 우동에 뭐 할지 얘밖에 못해 얘야 얘야 아. 난 아니야 난 맹세 솔직하게 말하자 얘야 솔직하게 말할게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러는 거야 뭐 어떤 아니 아니 진짜라니까 뭐 어, 아, <laughs> 침안 뱉었다니까 어. 그래 내가 그랬잖아 확인해보라고 <laughs> 뭐야 뭐야 왜 뒤로 안 보이는데? 여기서 찍어 뭐해 아니 차도야 차도 아, 뭐 여기 내 자리야 다 나가 비모 네 쭈리 하하하 <laughs> 네가 제일 이제 와팔 예쁘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북성로 다 먹고 열쇠가 왔습니다 같이 가볼까요? 시 미쳤어. <laughs> 안 잡혀. 여기 의자 있어요? 6,900원 시금. 그러니까 6,900원 저 진짜 푸짐할 것 같아. 이거 남친 시점 아니냐 이거? 그니까 6,900원에 이 정도면은 어. 완전 잘 나오는 거지 어,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네. 가성비는 정말 괜찮았다 가성비 괜찮았다 맛은 솔직히 <laughs> 아니 솔직히 하나만 주세요 꼬, 꼬막 리뷰하고 있었잖아 조개 리뷰하고 있었잖아 야, 어? 감사합니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후보 카메라맨을 자처해 주셔서 자초한 적 없어요 강요당한 거지 편집 계산했어요? 고맙습니다 음, 대리야끼야 어 대리야끼야 아, 호텔! 아니 크게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크게 먹어 박지영 씨 맛이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? 불쌍한 양 헐! 사장님! 사장님! 집에 양이정이 뭐예요?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형 이거 봐 양꼬치집에 양이 있어 미안 귀신 귀신 귀신 한마디로 말해봐 뭐야 맛있어 컷 일장 그거 연통 아니야 아니 손 시려워 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먹겠습니다. 얌. 옷에 흘리네. 이 들고 있는 사람 옷에 잘 흘린다니까. 어떠셨나요? 맛있습니다. 이제 소문시장. 안녕. 빵. <laughs>